슬램 맛있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장 내에서 마스크는 상 착용 부탁드리고요. 네. 와이파이는 영수증 하단에 준비되어 저어서 먹어래잘 저어서 먹어래어 없어졌다 한 마리 저기 있지롱 수월이 했 어, 어, 진짜 귀여워라. 물 온다. 저희가 먹기 크지 않아? 응. 완전. 빨갛게 말했으데 맞지? 날 꼬보고 계신가 보다. 어떻게 한 거야? 아, 유튜브 들고 나, 나 여기서 목소리가 좀. 난 가게에서 노래 나오는 것 같아. 난 방금 어.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가 서라운드다 이 생각이 드는데 <laughs> 노래 같어. 홍보 제대로다. 아, 다 좋은데 약간 깻잎 들어가서 아쉽다. 아? 예. 응. 아, 깻잎 싫어해? 뭐, 별로 그건 아니지만. 근데 그래도 음. 맛있다. 요즘 그래도 깻잎 먹는데. 진짜? 응. 음. 대박 기다려 멋지겠다 응 가겠다 손손 <laughs> 계속 아니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통화가 없거든요 거울에 간 거다 아니 어? 어. <laughs> 우리 페파 너무 귀 어머. 뭐, 너무 귀엽죠? 음, 페파 이거 봐봐 이거 슝슝 맛이 많대 잠깐 난 상관없다 가시 나 오독오독씩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 맛있다 음. 아, 맛있지? 응. 음. 잘 먹어라 맛있다 뭐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음. 이거 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해덮밥 가재미 아마 가재미